지금부터는 이 다섯 잔마를 고칠 거거든요. 다섯 잔마가 라인안 안에 들어있어요. 피펠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여기 끝에 하면 G5 2라고 써져 있어요. 포롱에서 나왔어요 포롱 포롱에서 나왔어요 그 남성복 네. 저, 그 옛날에 맞았는데 나이가 이제 들고 그러다가 살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다고 그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거예요 그 어깨는 이 정도 줄 거고 한 1.5cm 정도 소매장도 이렇게 올릴 거예요 2cm 정도 소매장도 올리고 조금 조금 줄이고 조금 줄이고 표시해놨죠 어? 여기 카우스를 그냥 볼게예요 카우스는 아, 그 단추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냥 보고요 어, 여기 회도 이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어제 입었을 때는 이 정도 잔반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반반을 붙였을 때 입었을 때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와이셔스도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비품도 너무 많이 주는 거면 활동량이 없어서 양복도 그렇지만 장마도 활동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cm 줄일 거고요. 품은 전체적으로 2cm. 여기는 한 3cm 정도. 여기도, 여기는 한 5cm 정도. 근데 옷이 대체적으로 이분은 옷이 입었을 때 이렇게 보면 정상인데 어깨가 좀 잣대밭대 합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뒤로 쳐져요. 그래서 이것을 아파는 1인치 4분의 1만 쳐낼 거고요. 비파는 4분의 1을 더 못해서 1인치 4분의 3을 쳐낼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른 때에 봐가지고, 이 자르면서 너무 이제 익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서 자르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놈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치 자르려면은. 얼마을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잘랐어요. 합봉을 했을 때 박았을 때 이거 실자를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네, 재단 안에서 계산하고요. 이 나이나는 안에 이것은 몸판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만 찌르면 될 거예요. 품만 한 대를 다 맞고요. 어깨 품 이런 데는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에 왁기만 줍니다. 꿀향이라고 해서 왁기는 일본 말이죠. 빠지는 것들이 현실를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할 옷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잊어옵니다 항상 옷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everything.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하해 예보세요 예보는 뜯어지고해 뜯어줘야 나중에 시즌을 맞출 수가 있네요 일단 안 뜯고 한번 놔뒀다가 나중에 또 뜯어야 된다면 뜯을 수 있어요 안 뜯고 할 수 있으면 며칠 있으면 안 뜯고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용해서 조금 뜯어가지고 미실이 약한 거고 뭐, 이 실은 스케치 실이랑 공상표도 쭉 뜯으면 뜯어져 있고요. 본드 칠해졌는데 이렇게 손을 뜯으면 됩니다. 이 판도 그렇고 이 판도 이렇게 쭉 뜯으면 돼요. 이렇게 품은 것도 보통 이렇게 돼서 이기기 훨씬 더 쉽잖아요. 이게 같은 실로 있으면 안 뜯어지고 가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다리미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스팀 좋으면 뭐, 스팀 막튀어나오자아요그면 뭐 여기가 막 허옇게 돼버려요 그래서 스팀을 안 주는 겁니다 여기서 몸판을 재단하기 전에 패딩하고 우라를 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단하고 나서 패딩하고 우라하고 묶어줘야 되잖아 완전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재단을 먼저 하고 같이 누벼줘야 합공을 할 수가 있죠 이건 가죽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참 일하기 좋습니다 스팀 너무 많이 있고 뜨겁게 해줘보면 가죽 녹아봅니다 이 예, 스팀을 한 3.5 정도에 담가시죠 이게 이거 이거 스팀 너무 많이 주면 안돼 조금만 줘가지고 펴질 정도 막 지금 줄일 만큼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잘라놓으면 이렇게 많이 잘라고 안 되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완성선이에요 완성선이니까 2cm 시접을 놔두자라고 했죠 Gracias. 박가 넘겨야 되니까 이래 요정 자르면 되죠 요정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박으면은요 박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나면 그럼 맞는 거죠 저쪽 판도 자를 때게 이만큼만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라도, 우라도 마찬가지죠. 내용도 똑같이 했으니까 안쪽에도 안쪽에도 시접도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이거하고 앞에만 이것은 좀 안에가 들어가니까 안에가 안쪽에는 이게 이제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으니까 안쪽에 상관없고 아 이것만 지금 넘게주는거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이만큼 똑같이 자르면 되죠 이렇게 하니까 안쪽 붙어있잖아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이놈은 이놈하고 똑같이 아무 가위질 한번 잘못해보면 이제 난리 나는데 그래도밖에 못하는 거 지금 이거 했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일직선으로 딱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앞에는 앞마일 쪽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라도 되겠지 이렇게. 똑같이 자르되 잠깐만 크게 여기도 같이 재단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면 안되죠 해놓고 나서 해야 돼요 이것은 이쪽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놓고 똑같이 잘라요 여기서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이게 나오고 공간은 잘라져 있습니다 재단 하잖아요. 잠바도 이렇게 재단 하잖아요. 옆에를 낼때 안 찢어가지고 쭉쭉 늘어나고 이런 데는 일반 테이프로 치는데요 테이프가 박히면 안 되겠죠 이건 다들 안 내려놨네 그러면 됩니다 me. Any ideas? 지프 달기 좋잖아요. 예. 이렇게 빠르면 말이야. 지프 달때딱 달수 있어요. 이거 시중을 잘라내면 되죠. 선물을 하면 안 되겠죠. 잘라야 되겠죠, 깐깐하게. 번째 일을 받아들였잖아요. 나 분할하고 소매 재단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소매 아무리 얼마나 온지 알 수 있을 거니까 12판 정도 나오거1 4분 3분 10분도 을 때도 여기 받으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는 반대편까지 부어줘야 이것이 정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바꿔줘야 나중에 크게 좋겠지이거는 나중에 손에 달고 할 겁니다. 여기 모기 때는 한쪽으로 던지면 너무 통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만 발집을 나가지고 여기를 붙여야 돼요. 일센치씩으로 이건 맞아 줍니다 마지막에 지퍼 달면서 지퍼 달면서 스테치를 같이 놓겠습니다 지퍼 달고 스테치 놓겠습니다 이렇게 조잉 이제 소매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많은 회식을 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여기를 맞췄어요. 여기를 맞춰야지 양쪽에 맞춰아요 스티치를 이제 스티치실로 한번 더놔줄 거예요. 분유실로 나는데 여기도 맞춰야 되겠죠. 애기하고 미선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애기만 맞으면 돼 정말 되겠다 좀 박다가 조금 더 박다가 바늘을 펴가지고 이렇게 박아놓고 지금 티포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쯤에서 식을 끼워주고요 여기를 맞춥니다 한 번에 맞추면 힘드니까요